이 친구는 웨슬리. 주변 성만 보면 가만두질 못하죠. 전 세계 왕이 되는 게 꿈이라나요? 최고가 되려면 쉴 틈이 없겠죠. 무기 재련, 성문 보수, 병사들 훈련까지. 휴, 하루가 정말 정신없죠. 이런 적들이 쳐들어왔나 봐요. 힘내 친구, 오늘도 승리하시길. 전략 전쟁 그리고 영웅 로드 모바일 로드 안 하면 미워할 거야. 으아!